우리 땅이 아닌 외국에 나가 살았어야 되는 사주 응, 어, 운동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미소가 되게 이쁜 사람 같아 그 미소 속에 항상 뒤에 그늘 잡혀 응, 궁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60? 내가 봐서는 두 분 다 그렇기도 하고 두 사람 다 아직까진 내 자리에서 목표를 이룰 게 더 많다 이 여자분은 호감 가는 사람 따로 있지 않아? 안녕하세요. 하늘신공입니다. 네. 그 선생님 저희가 궁합을 하나 들고 왔어요. 네네 궁합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남자분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이 남자분은 어릴 때부터는 외국에서 살았어라. 우리 땅이 아닌 외국에 나가 살았어야 되는 사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재능도 많다. 어, 운동 좋아하고 공부도 잘했고 어, 다방면도 재능이 있는데 조금 쌀쌀 맞다? 날카롭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딱딱 정해진 사람만 있다. 여자분은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참 외롭게 자랐다. 어, 힘들다. 미소가 되게 이쁜 사람 같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이쁜 사람 같은데 그 미소 속에 항상 뒤에 그늘져. 음.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든지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무인도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 자기가 자기 운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 사람 근데 여자분은 그게 드문데 이 여자분은 그런 사주. 지금 두분 네. 혹시 그 잘될 수 있을까요? 연인으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 같아. 연인보다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이 상승하는 거 있어요. 응. 남들이 내가 노력한 결과를 알아주고 있다 그래.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한다 그러면 일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음, 음. 음 좋은 결과를 얻고 노력한 결과를 칭찬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음. 그 이두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기류가 있는지 만약에 사귀면은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근데 어떡하지? 사귀진 않 사귈 기류가 보이진 않거든요. 왜 없을까요? 없으면은 뭔가 두... 내가 봐서는 두 분 다 그렇기도 하고 두 사람 다 아직까진 내 자리에서 목표를 이룰 게 더 많다.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 그리고 아, 네. 단호해. 특히 여기 여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지금 당장은 남자보다는 내일을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호감 가는 사람 따로 있지 않아? 어쨌든 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 연애운이나 이런 건 없어. 아, 그런 음, 기류조차도 음, 음 없다. 연애운이 없 그러면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음, 음. 질문해볼게요. 사내맞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안에 음. 주인공인 안효석이랑 김세정 씨예요. 나 김세정은 되게 좋아해. 사주로 봤을 때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에 많이 맞는다면? 궁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 60? 60? 음. 어 그래도 나쁘진 않아. 어, 나쁘진 아, 않네. 그렇긴 한데 이 안효섭 씨가 조금 냉정한 면이 강해. 근데 김세정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열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안효섭 씨는 조금 이성적이라 그래야 되지. 그런 면이 강하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해. 음, 음, 이분 실제로는 잘 지낼까요? 사이는? 아 둘이 일하는 데서는 궁합이 잘 맞아 어? 일적으로는 어... 음. 서로 둘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 아 진짜요? 음. 앞으로 안효섭 씨든 네, 김세정 씨든 음, 음. 배우로서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간다고 보고 특히 안효섭 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같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 김서정 씨도 마찬가지고 단지 중간에 본의 아니게 김세정 씨가 좀 건강 좀 챙겨야 된다. 아, 그, 외에 음. 이두 분이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특별히 조심한다는 보다 안호섭 씨 같은 너무 냉정하다 보니까 좀 싸가지 없다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아. 어, 그런 부분 조금 부드럽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정 씨는 특별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여려서 좀 사람들로 인해서 손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